네, 안녕하세요. 3번만 바라보면 눈이 좋아진다. 아홉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시력 운동을 해서 간격 벗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거 도스가 마이너스 5 2 5에요 5.25인데 하고 나면은 멀리 있는 게 좀 글씨 잘 보이긴 해요. 네, 오늘도 열심히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있고요. 샤인머스켓도 있어서 하다가 네, 먹고 싶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 2입니다. 아, 네, 4로 넘어갔습니다.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안경을 써봐야지 멀리 있는 거가 더잘 보이면은 효과가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3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고요. 네, 시작합니다. 데이3. 음. 해서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안나 한번 써볼까? 음, 조금 더 선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작은 개수에 약간 선명해진 것 같긴 해요. 음. 네, 내일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한번 안경을 써볼까요? 음... 네, 작은 글씨 혹시 선명하게 보이긴 하네요. <laughs> 꾸준히 해야겠죠. 이거 가지고 벌써 안경 봐으려면 아직 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글씨가 보여요.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글씨가 보여요. 저는 한 이 정도 가까워야지 보였었는데 이 정도 있는 글씨가 보이게 합니다. 컬랜드 시그니처 먹는 샘물 용량 2.0리터 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있을 때도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안경이 벗는 날이겠죠? 운동을 받는나요? 네, 오늘 하루도 시력 운동으로 해서 좋았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